똥꼬발 랄 차차 Quack. Ha ha ha ha. 대박이다. <laughs> 야. 되게 예쁘다 너. 털 관리가 장난 똥꼬 발랄 차차 미미 셋, 셋. 기다려. 너도 기다려. 서서 기다려. 기다려. 그렇지. 그렇지. 어? 어?